나는 귀요미 폴리야 나는 하늘을 날 수 있어. 나는 마술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해. 나는 나는 보라색 깜찍이 패티야.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채소는 싫어해. 나는 잠자는 걸 제일 좋아해. 소개합니다. 저는 보리를 도와줄 패티입니다. 소리 소리 뿅뿅뿅 소리 소리 뿅뿅뿅 없어져라 야! 먹고 싶다. 얼른 먹자.